보자 첫판 치킨 3. 와 쏠링 감사합니다. 요즘 첫, 첫판 치킨을 잘 못 먹어서 그치? 나 요즘 첫판으로 치킨 먹은 적 거의 없지 않아? 이어폰 껴도 잘 들려. 조용히 삼촌은 더블로. <laughs> 다크 고스트님이 간지 두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또가 또 3만 원에 합쳐진다고요? 저도 보탭니다 3만 원. 첫판인 거 같으니까 치킨 씨 5만 추가요. 5만 원 추가해서 20만 원이야 그럼 첫판이? 사장님 파이팅. 수류탄을 해야 돼. 아 나갈 때 지옥이겠다. 차라리 이런 데가 더 남대. 이 집에 있는 애들 다 같이 나갈 때 지옥 지옥을 맛볼 테야. 이거는 뭐, 자기전 기대되는 걸? 아 제발 이쪽으로만 잡히지 마라. 내 생각 여기 있는 애들 냄새만 나면 여기서 서 여기서 서 치킨 저도 3입니다 <clears throat> 갑자기? <laughs>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 아, 야골라 되게 야골라 <laughs> 나 옥상 가는 거 이제 다 알겠다 머리 조심. 두 명, 내 발밑에 두 명. 으악! 어? 치킨시 0.3 <gasps> 잠깐만 말 걸지 마봐 지금 <laughs> 숨이 안 쉬어져 투수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 아, 세 명밖에 안 남았어 핵 쓰지 마세요 무슨 핵이야 지금 겨우 잡았는데 따닥 어 쟤네 싸운다 알겠어 가야돼 저 보인다 어 지금 돈이 하지 마봐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발. 불붙을것 같은데. 어떡해? 제발 나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? 한 번만 죽어 주면 안 되냐? 아 수류탄 안껴둘걸제 수류탄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마 그래 어, 자기장 내가 이득인 것 같은데 <laughs> 자기장 내가 이득인 것 같은데 그거 하지마 제가 더 불리 내가 더 유리 아니야 못 가지마 연막 신난다. 니네 다 안전자산인 줄 알았지만. <laughs> 치키치키 나 너무 떨렸어 어떡해 첫 감사합니다. 판일걸? 축하해요. 바로 첫 판에 이제 더블 하지 말아야지. 누가 첫 판 안전자산 이랬냐? <laughs> 제가 미션 거는 거 기다리시는 거 아니죠? 다시 돌릴까? 산옥 캔디 2연속 치킨 시 20억. 이번 판도 치킨 시 3만 원치. 열심히 하겠다. 감사합니다. 연속 치킨시 저도 사. 2판 치킨시. 단판 3연속 가면 20 추가. 연속 가자 사업 추가. 저도 아. 치킨시 다시 1000 비트. 사장님 오늘 회식 날인가요? <laughs> 모른 척. 여기 내리네가 그럼 저격이야? 저격님 저이연수 치킨 먹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각 사운드 진짜 있나보네 아 제저 발소리가 막 엄청 사라지는 느낌이 안 났거든?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쟤네랑은 별개 그냥 느낌이 그래 없는 대로 없는 대로 마지막 이렇만 한다 지금은 저격 때문에 아 깜짝이야 사장님 오늘 수금 날입니다 와 씨, 너냐? 와 죽을 뻔했다 외투 많이 껴입 커피 먹을 동안 뛰어야 돼. 다음 판 5킬 치킨으로 미션 변경할게요. 아! 으 걸렸네. 아너핵너나 너 저격이지 이 새끼야. 아저 새끼 뭐야 저거 좀쫓아다냐 아나 약도 없는데 돌아 돌아버리겠네. 저 새끼 뭐야? 어떡하지 피가 <laughs> 없어. 피가 모자라. 아, 뭘 던지려고 그래. 도망쳐. 도서 씨. 아, 이게 약간 처음부터 한 명이 아, 저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더 그런가 봐. 안닐 수도 있어, 저격이. 근데 저 걔네 아까 누가 있다 그래서. 집에 가자. 와,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? 어, 나 약이 너무 없다. <laughs> 적이 없어 <laughs> 운동에 아 1등 못할 것 같아 이번 판 치킨 1 0 만원 너 완전 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지 죽고 싶어? <laughs> 다리 보여 다리 보여 다리 보여 <laughs> 너무 떨려 오래 갔나? 참, 어 내가 더인이다. 아, 집에 들어간다고? 우와 이걸 먹었어 <laughs> 진짜 도네 미쳤다 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얘들아 치지 진짜 잘했다 와 잘했다 이건 유아해도 되겠다 유아 와뭐 잘한다